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아 모르겠다 아 어, 뭐 듣고 싶은 노래 없나? 그래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찾아보자 아리랑? 뭐 무슨 노래 부를까요? Do you recommend song? 알모스트 파라다이스입니다. 하, 진짜 여러분 아는 노래 진짜 많다. 난 노래를 진짜 안 들어가지고. Nothing Like Us 커버했었던 거. 아 스틸 얼라이브는 진짜 힘들어. 못해 지금 절대 못해 <clears throat> 아리랑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아 매일 듣는 노래 매일 듣는 노래 난 노래 나는 나는 고두리가 됐고 차진님 저 지금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아, 네, 지금, 지금 몇 시에? 2시 안 됐죠? 2시입니다 3시 출발이죠? 아, 아 지금 왔어요? 아 알겠습니다. 네. 아 일단 문을 열어드릴게요. 아 여러분 잠시 방송을 꺼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음식물 처리기가 있는데 이거 쓰면 안 돼가지고 제가 제가 한 건 아니고요. <laughs> 이거 철거해야 돼, 돼가지고 안녕 <laughs> 안녕.